지방양만 많이 뽑아내는 게 아니라 라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제가 지금 체험장님 믿고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, 나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으려고. 등 <laughs> 쪽은 서비스로 가는 아, 한번... 직원분 선생님 안녕하세요. 오! 안녕하세요. 어쩐 일이신가? 오늘 지읍 상담 부탁드리려고 왔어요. 어, 일은 하다 말고 갑자기 아, 뜬금없이 지방흡입 왜? 점심시간에 인바디를 쟀는데 아, 좀 그래요? 많이 심각한 것 같아서 아, 그래요? 봐주시겠어요? 키는 좀 69, 오, 되게 크시고 체중은 62kg <laughs> 적정 체중이긴 한데 약간 오바된 것 같긴 해. 경도 비만이라고 나왔더라고요. 네네. 몸무게는 의외로 한 1년 정도 이제 예, 몸무게 history를 한번 들어볼까요? 그러니까 야식 때문에 뭐. 좀 많이 먹었어요. 떡볶이나 치킨 이런 거. 일주일에 한 세네 번 맥주를 마시고 급격하게 찐 것 같아요. 그죠. 그러니까 쪘을 거예요. 뭐 제일 고민이 어디예요? 고민이긴 한데 뱃살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. 한번 일어나 볼까요? 옷을 좀 당겨볼까요? 아랫배 쪽이나 뭐 옆구리 쪽 그쪽이 지금 많이 도드라져 보여요 이제 수에 얼마나 잘 나올지는 나이, 나이가 어릴수록 잘 나오고요 지방량이 많으면서 탄력이 좋고 어리면 조금 더 모양을 내는데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? 지금 이제 만 서른이요 만 서른이요? 나이 빼고는 탄력이나 지방량은 제가 보기에는 합격점인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나이가 많다는 말씀 약간은 많아요 지방흡입 수술을 한 이후에 좀 탄력도가 떨어져서 피부가 좀 늘어질까요? 그렇다기보다는 어, 나이가 많을수록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탄력이 떨어져서 흡입 후에도 약간 그런 게 남아있다는 얘기지 탄력이 더 떨어져서 모양 자체가 터져 보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, 저 정도 몸이면 몇 cc 정도 뽑을 수 있을까요? 좀 어... 많이 뽑고 싶어요 3000cc? 많이 뽑는 편이에요 많이 뽑는 편이죠 둘레 감소는 아마 7, 8cm 이상 전체적으로 배가 가장 메인이 될 것 같고 필요하면 뭐등 쪽도 뭐 수술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등 쪽은 서비스로 조금 시간을 봐야 되겠네 내 스케줄을 보고 스케줄이 나오면 해드릴게요 어, 편집 잘해주시면 제가 또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쁘게 안 나오면 못해드릴 수도 있어 <laughs>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네. 진입을 하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 화상. 들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핸드메이드 식에서는 조금 나타나기 어렵고요 기계식으로 흡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요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궁금한 거 있어요? 저는 3000cc 뽑잖아요 네. 근데 바로 출근해야 될까요? 뭐 주말 껴서 이틀 내지 길면 3일 내에 네, 출근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초반에 약간 통증이 있고 그렇다 뿐이지 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편집도 하셔야 되잖아 일도 하셔야 되잖아 체중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밤에 많이 먹거나 술, <laughs> 술은 어차피 두 달 동안 안 되는 거 아시죠? 저는 뭐 50kg 중반대 허리나 복부 모양을 만들었는데 본인은 여전히 6 2 k g 면 오히려 다른 쪽이 쪄 보일 거거든요. 아, 이건 본인의 문제다. 그렇죠. 관리는 충분히 해드리지만 후에 살이 찌는 거는 내 책임 아니다. 술도 잡아. 통화시장이랑 술 날짜 잘 잡고 술 할 때 봅시다. 네, <laughs> 네 알겠어요.